어, 아, 진짜 어, 우리 서프이즈 우리다 우리다 와 다이브 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나오고 있는 여기 안 나와? 안 시작됐는데? 어, 이 나온다, 이 나온다. 진짜 나와? 우리 오늘 surprise예요. 안녕. 안녕. surprise. 아,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아, 우리다, 우리 연예인이야. 오늘도 연예인. 예. 하. 좋아. 안녕. 진짜 완전 surprise라서 깜짝 놀랐죠. 놀랐죠. 네. 네. 저희 오늘 뮤직뱅크 3반기 결산 하고 왔어요. 맞아요. 마리룩 입었어요. 맞아요. 전 잠깐 해변에도 갔다 오고. 어 아, 맞아. 우리 마리에도 여름이다. 여름이다. 마리룩이 오늘 진짜 바빴잖아. 맞아요. 여기 뿅 저기 뿅. 해서 아이들로 됐다가 너무너무 재밌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음. 오늘 오랜만에 오랜만인가? 아니 우리 처음 이렇게 그냥 단체 v 앱 어, 단체 v 앱상 받고 나서 말고 이렇게 키고 처음인 것 같은데 그니까요 그러니까 신받짱 지않 이유 없는 단체 v 앱 처음이에요 이유 없는 이유 없는 아주 좋아 우리끼리 그 노는 v 앱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뮤직뱅크를 오랜만에 갔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오랜만 맞겠지? 그래, 오에 처음으로 이제 방청 아, 맞아 맞아 팬분들 오셔가지고 맞아요. 어땠어요? 재미 아 맞아 뮤직뱅 네, 아, 저는 뭔가 수줍었어요 되게 아 진짜? 약간 근데, 우리 그거 처음이었잖아요 음, 음. 어. 팬분들 계신 앞에서, 앞에서 우리 무대 하나 맞아요 그 산옥하는 거 맞아요 뭔가 수줍 누웠어요. <laughs> 나는 그 생방 무대 할 때가 좀 수줍던데. 아, 아, 아, 어, 아, 아요 아, 카메라에 빨간불이 안 들어오고 이제 팬분들 보고 하는데 조금 약간 뭔가. 네, 그땐 그래도 부럽다. 카메라를 이제 안 보고 하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음. <laughs> 어, 뭐 했어요? 제스처 막, 막 3초 흔드는 거. 이게 뭐야? 흔들었어요? 흔들었어요. 흔들는 괜찮네요. 아, 나도 엔딩 때 조심스럽게 보라트했어. 아, 아 진짜요? 보라트를 어. 되게 좋아하네요. 아니 이게 뭔가 요즘 좀 손이 가요. 민망할 아, 그 때 콘서트 때 자석 자석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직 민망할 때마다 음. 손이 가요. 유준이 음. 약간 할 말 없을 때 보라타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할말 없을 때 보라타 한다고요? 네, 약간 아 우리 재밌었지. 아 자석으로. 알았어요. 저희 이제 앞으로 많이 해줄게요. 아, 아, 안 네. 돼요. 속상해요. <laughs> 뭐가?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맞아요. 진짜 다이브. 상반기 결산. 결산 완료. 결산 완료. 결산 음. 완료. 벌써 완료. 벌써 6월이라는 게 진짜 안 믿긴다. 6월 끝나가죠 이제. 그러니까. 거짓말. 진짜요? 진짜 끝나요. 7일이에요. 24일이야. 아. 아. 시간이 아, 너무 빠르다. 그 진짜 이게 진짜 이상한 소리인데 6월 24일이잖아. 어. 네. 그막 그런 생각 안 해봐? 어, 6 곱하기 4는 24인데 막 이런 생각 안 해봐? 진짜 <laughs> 진짜 아, 그런 생각 안 해봐? 어, 음, 음. 어, 아니 네. 게 아니고 그냥 음.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친구 그래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6 곱하기 4는 24인데 이런 느낌. 숫자가 익숙한 숫자. 그지 않아? 숫자가 눈에 익어 있다고요? 숫자끼리 친구. 분사. 근데 아. 그걸 어. 아 재밌다. 세상에 제 생일이에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벌써 24일. 제 어, 언제가? 9월 24일. 저는 두 달, 두 달. 이제 바로. 짠짠이래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네. 바로 다음에. 짠짠. Happy birthday. 가을 언니 미리 축하해줬으니까. 맞아, 네, 언니까지. 그때안 할게요. 네. 어. 이미 했잖아요. 우리. 언니가 먼저 이렇게 축하해요! 약간 뭔지 눈으로 원망 <laughs> 원망하기 원망의 눈빛 <laughs> 우리 붙어 붙어 이제 좀 우리가 잠깐만 의자야 저 의자 제 끝머리 앉아있어 너 여기 앉을래? 그래 우리 같이 앉아 자기가 어. 여기아 딱인데? 어. 아, 아 좋아 예, 됐다 됐다 됐다 아얘 뭐야 우리 어. 뭉쳐 뭉쳐 <laughs> 아니 뭉쳤다 근데 우리 모니터 폰 아무도 안 보고 그래 그러 DIVE DIVE랑 <laughs> 소통을 해야 되는 거 5분 뒤에 Wow. 여러분 저 tvN 켜셨나요? 켜셨나요? 기다리고 계셔주세요 저희도 이따 같이 볼 거예요 맞아요 너무, 너무 기대돼요 그거 아세요? 제가 진짜 예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진짜 너무 기다렸어요 저도 유진이가 이렇게 나올 나를 네. 어. 아. 어, 뭐 아. 지금. 와. 오케이 오케이 네. <laughs> 지금 벌써 수 민망 어, 아무튼 여러분 다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을 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브앱을키 이유도 2022 아이브의 상반기 결산을 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박수! 예. 예. 그래가지고 각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한번 얘기 해볼 건데 음. 지금 우리 막내 맞네. 막내 막내 네, 인간이 제일 기억 남았나요? 저 저부터인가요? 네. 네. 저는 이번 2022년도 22년도에 다이브를 만난 게 오호. 근데 음. 만난 순간이 되게 맞아요 여러 번 있어서 제일 뭔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원래 이렇게 다이브들 없이 원래 막 음악 방송 하다가 오늘 아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니까 오늘이 뜻깊었던 음것 같아요. 6월 24일. 6월 24일. 메모해두세요. 오늘 일기 쓰세요. 네. <laughs> 오늘은 다이브와 처음으로 만났다. 자, 그렇다면 메인은 콩깅. 콩깅은 콩깅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음. 데뷔하고 나서 그 처음으로 뮤직뱅크에서 1레 무대를 산악했잖아요. 맞아. 그때 처음... 기억이 너무나도 뭔가 네. 뭔지 알아? 그때 어, 생생 진짜. 아,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이거 2022년 상반기 결산인데. 네.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니. <laughs> 아니 왜 근데, 우리 레이 아니 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넘어가줘요 우리. 우리 그렇게 가면은 되게. 저는 그게요. 되게. 드림 콘서트 때 약간 드림 아. 콘서트 때가 급하게 <laughs> 굉장히 급조하시고 급조하시고 최근이긴 하는데 <laughs> 뭔가 모르겠어요. 행복했어요. 그냥. 아, 네, 너무 귀여워. 제가 지금 머릿속이 좀 하얘졌어요. 아, 네. 자 넘어갑시다. <laughs> 저는 저는 저는요. 저는 어 독일 독일 콘서트 음, 음, 독일 콘서트가 아니라 독일 에서 무대 했을 때 음, 진짜 k p o 기억이 났요 맞아요, 케이팝 Flex 했을 때. 그 오랜만에 해외 출국한 거기도 했고 또 공연장도 엄청 컸고 진짜 야외에서 그렇게 하는 게왜 이렇게 조용해? <laughs> 아 근데 경청하고 있어. 아 저도 약간 그게 어, 어, 어, 네. 네 야외에서 하는 게 네. 야외에서 하는 게 <laughs>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아 네. 그렇 진짜 재밌었어요. <laughs> 재밌었어요. 단! 사실 저는 머릿속으로 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던 게 내가 드림 콘서트랑 독일 거를 하려고 했단 말 그래서 야무가 처음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끄덕 어. 하다가 칠 수 있잖아. 맞아요. 근데 왼쪽으로 하니까 떨려. 끄덕끄 하다가 발표를 드림 하나 했네? 아 그럼 난 독일 해야지 아, 이렇게 아. 하고 는데어 독일 했네? 그럼 난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도 Dream이랑 독일이 제일 상박이는 음, 음. 둘다 음. 근데 아무래도 진짜 공연하는 게 맞아요. 진짜 네, 대면은 진짜 네, 다른 것 네. 같아요 독일에서 가을 언니랑 막아 맞아 맞아 거기서 먹었던 민트 초코랑 오. 어. 에스프레소가 너무 기억에 나는 아, 거예요 아 비오는데 갑자비 갑자기 비가 아, 내려가지고 비를 맞지. 으면서 언니랑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오. 어. 근데 우리 초반에 우리 셋이 같이 갔다가 너가 어,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어. <laughs> 그러니까 나는 그 커피집에 꼭 어, 가야겠어. 잠깐 나 쇼핑 좀 할게. 어, 맞아 맞아. 맞아. 여기는 가 나는 그 스트레스 를꼭 가야겠어 이래가지고 맞아. 언니랑 언니 그거 먹고 생각난다. 맞아. 비 갑자기 와. 인생 에스프레소. 언니 넥스트. <laughs> 그러면 저는 잠깐만. 색다른 색다른 그러면 이제부터 중복 알았어요 어? 아 뭐야 이런 룰까지 생겼어요 아, 안돼요 잠깐만 쇼케이도 있고 잠깐만 그럼 저는 그 저희가 첫 축제 갔던 그때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많이 high tension으로 무대를 했었잖아요. <laughs> 뭘지 모르겠네요. 이서 bad. high tension. 그때 왜냐면 진짜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이렇게 제 파트 때 함성을 너무 크게 질러주셔서 진짜 신나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자 마지막 우리 짱이 과연 뭘까? 너무 신박한 대답을 그러니까. 우리 리즈가 준비해 줬어. 나 아니야 어, 아, 아, 일단 정말 다다 앞머리를 귀엽게 자른. 이렇게 풀백 맞죠? 연색이 아 증목 하게 해주세요. 중국 만약 한다면 뭐를 할 거야? 독일. 독일.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어, 뭐야? 저의 첫 해외이자 아 맞네. 첫 콘서트이자 이렇게 다 같이 아이브로서 가는 그 비행기 처음 타는 거기도 하고 음, 모든 게 다 처음이었네요. 맞아요. 음. 모든 게 다 처음이었기 어, 때문에. 변하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해주겠습니다. 오케이. 잘 넘어갔습니다. 자, 맞아요. 이렇게 상반기도 무사히 마쳤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느새 진짜 왜 진짜 시간 엄청 빨리 갔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오늘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 그 기억밖에 없어요. 어, 맞아요. <laughs> 맞아요. 너무 네. 아침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가지고 응. 어. 너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따랑해요. <laughs> 예. 저 학교에서 LOVE DIVE를 쳤어요. 오, 오 잘했어요 아주. Wow. 다들 따라쳐 주던가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약간 장기자랑 같은 데서 신 건가? 그냥 쳤다는 것 같은데? <laughs> 친구들이랑 아, 아, 그냥? 끼쟁이네 끼쟁이 어, 근데 주변에 쳐주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진짜요? 네 저도 그 친구들쳐주더라고요 진짜요? 영국으로? 네. 언니 친구들이 그냥 만나서 우와. 만나서? 진짜 언니도 그러면 보, 그거 답장으로 쳐줘요? <laughs> 언니는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 이렇게 저는 박수 쳐줘요 아 박수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잖아요 한국어 좀 잘하죠. 맞아요. 네. 다음 주제. <laughs> 공약 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공약이? 약간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하고 게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거 너무나 많은데 저는 있어요. 뭐요? 뭐 할로윈 특집? 음. 할로윈 아, 특집. 네. 아 우리 저번에 하지 크리스마스구나. 네 크리스마스 괜찮은데. 할로윈 그때 제, 저희가 데뷔 전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할로윈 할로윈 재밌겠다 할로윈 하면 진짜 진심으로 할 거야 진심으로 할 거야 나도 이거, 진심으로 할 거야 어, 진심으로 네. 네. 프랑켄슈타인 막 이렇게 망치 이렇게 근데 왜 하필 프랑켄슈타인 <laughs> 아, 본인이 지금 저는 <laughs> 하고 싶은 거아니에아 <laughs> 어, 전혀요 전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버가 돼 있다. 아 마녀. 네. 간 조금 네, 약한, 거네 약한 거예요? 그래도 뭐 잘 어울릴 것같아 그러니까. 언니 그 금, 지금 백금발이랑도 잘 어, 어울릴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때까지 그니까 언니 이걸 왜해야 되죠? 죄송해요. 수습 좀 해봐야 돼요. 어, 어쨌든 저 할로윈 좋은 것 같아요. 어, 역시 어. 아이디어가 어, 할로윈 좋은데? 단정 할로윈 할로윈 어 할로윈 세 명 할로윈이요 잠깐만요.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지? 아, 뭐 있지? 자, 3위라는 나오세요. 잠시,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름. 여름 할로윈. 근 네, 네, 여름도 뭐 하셨을 것 같고. 음. 아이디어 주세요. 아이디어. 아니 우리 그러니까 네, 아이디어 한번 바라보니까다이거예우 하나님 뭐 할까요? 보고 싶은 게 이거 있 수도 있어. 아이디어 회의래요 지금. <laughs> 같이 모여가지고. 자 다들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어. <laughs>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 음. 됐다. 어, 됐다. 어? 야. 어, 이거 약간 딜레이가 어, 어 저희 저희 일본 가잖아요. 수영 맞아요. 그래서 좀 멤버들이랑 일본에서 뭔가 하고 같이 아, 일이랑뭘 하고 싶어. 나 놀이공원. 놀이공원 아, 이런 괜찮은 거 그러니까 놀이공원. 놀이공원 아, 어, 할로윈 날 우리 분장하고 놀이공원. 어, 이게 더 지금 너무 이거야. 아. 스타신. 스타신. 스타신. 스타신. <laughs> 아니 잠시만. 아 그리고 일본 일본 얘기하니까 아, 네. 그러는데 일본 가서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가서 카페나 밥집 가. 잠깐 원영이의 잠깐만. 바람 그러니까 아니에요? 벌써 들킨 거예요. <laughs> 그냥 어. 그니까다 일단 들어봐요. 우리 그 일본에 가서, 어, 가서 레이 집에 한번 가서 음, 인사드리고 음, 인사드리고 또 맛있는 카페 레이 추천 카페 어, 레이 어. 추천 식당 그럼 레이 코스라고 이름을 붙이자 레이 코스 뭐 이런 거 어. 내가 약간 그요 h 어, 라이가이드에서 제가 좋지 아요 좋네요. 근난 놀이공원 얘기한 게 일본에 있는 그 아, 놀이공원 재밌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 캐릭터 그냥 편하게 아. 다니는 거 레이코스에 아. 넣어주세요 레이코스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바로 나오네 Starship. 역시 스타쉽 네. 스타쉽 스튜디오도 좀 음. 음. 아, 재밌겠다 좋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서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도 놀이공원 진짜 가고 그래 이서 놀이공원 얘기 맞아 이서 놀이공원 진짜 좋아해 네. 진짜 리즈는? 난좋아하는 무서운 걸 못 타가지고 무서운 거 못다 진짜요? 잘 타. 잘 타. 잘 타. 근데 타는 사람. 나 잘 못타는데 타요. 나 롤러코스터는 좋아해. 진짜 막무서워데 타요. 아, 저는 무서운 호러 싫어하는데 무서운 거잘 타요. 어떡해. 무서운 너무 싫어. 그 혼자 뭐예요? 같이 기다려줄게. 혼자 해전문화 <laughs> 여러분 근데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그 방송 유진 언니 거 4분 전 지금 그래서 종료를 급히 해야 될